안녕하세요. JK 성형외과 서... 안녕하세요. JK 성형외과 백혜원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무래도 좀 더 젊은 분들이 피부의 처짐도 적고 탄력도 좋기 때문에 회복도 빠르고 수술 결과가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. 음, 2차 성징이 끝날 쯤 되면은 웬만한 눈꺼풀의 성장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어, 10대 때 국소마취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크지 않거나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의 케어를 잘 해주실 수 있다면 10대 때에도 수술을 하는 것은 무방합니다. 요즘 어, 중학생들이 주로 멜범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 같습니다. 어, 중학교 2학년 정도 때 눈성형을 하는 것이 크게 무리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요즘 추세는 예전에 비해서 더 어린 학생들이 쌍꺼풀 수술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성형외과 전문의가 맞는지 또 마취과 선생님이 상주하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. 다음에 술 전에 나의 눈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거에 맞춰서 진단을 내려주시고 그거에 맞는 수술을 권해주실 때 그 수술 과정에 대한 좀 자세한 부분을 어, 디테일하게 알려주시는 병원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 외에도 술 후에 회복 과정에서 어떤 관리를 해줄 수 있는지 AS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